는 산에서의 급조로 만든 보호드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몇 번 실패를 좀 했는데 어, 상당히 힘듭니다. 다시 한번 아 이게 이게 잡는 게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. 아 이게 꽉 잡아지지가 않아서 아 생각이 안되는데 장갑을 좀 끼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헛돌아서 안되는데 아,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됐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 야외에서 버드나무를 가지고 보호드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번의 시도를 해가지고 최초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야외에서 이게 나무도 많이 젖어 있고 특히나 이 나무를 받쳐주는 이런 판이 상당히 닳기도 잘 다를 뿐더러 여기 사용한 신발 끈도 아, 다 달았는데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제 이 불씨를 가지고 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음,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을 모아서 아 불이 거의 났었는데 그냥 손을 피는 바람에 불이 좀 줄었습니다 좀 안전하게 장갑을 좀 대고 아 불이 완성됐습니다 네, 이렇게 해서 어, 자연에서 만들어서 불을 붙이기 성공했습니다